축하! 안녕하세요. 에디터 뚜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자잘하게 나타나는 오류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생활 오류팁, 생호팁의 첫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오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S 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면 만큼 업데이트 문구와 함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무슨 오류창이 뜨는 것을 종종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 이런 경우에 굉장히 간단한 오류 같지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어, 건드린 것도 없는데 나타나는 오류인데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 쓰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운 오류입니다. 어, 이럴 때마다 어, 재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실 텐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윈도우 내의 앱 및 기능 설정에 들어가서 초기화 및 복구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윈도우 시작 표시줄 내의 검색창에서 앱 및 기능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타난 페이지에서 하단 검색창에 오피스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오피스가 뜰 텐데요 여기서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해줍시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면 초기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맨 처음 목록에 보이는 복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쉽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앱 및 기능을 검색해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피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검색해 주거나 직접 스크롤을 내려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앱을 누르면 아까와는 달리 수정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뜨고 있죠 이걸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면 관리자 권한 항목에서 이제 뭐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얘를 어, 눌러주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복구 방법을 택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 인터넷이불가한 경우라든지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빠른 복구로 복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빠른 복구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복구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온라인 복구를 통해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 복구를 실행을 하면 바로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피스 설치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 재설치는 아니고 일단 복구를 하는 과정인데요 약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바로 뜹니다 어, 닫기 버튼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 오피스 앱 아무거나 실행을 해주시면 바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이나 설정은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가끔 뭐 재부팅을 하라는 메시지도 뜨는데 그냥 재부팅 없이 실행하셔도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임의 반면에 어, 또 해결 방법 역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복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여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피스 업데이트를 더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검색창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어, 들어가신 후에 접속 후에 고급 옵션 업데이트 옵션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받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뚜테크 오늘의 생활 오류팁, 생호팁 첫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라도 궁금한 오류가 있으시다거나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 언제나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